지금 스쿠터 한 달 렌트하고 제가 빌릴 Scoopy 흰색입니다 보통 60K 정도 부르는데 여기 50K 불러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잔소리 많은 스타일 <laughs> 알마 미준 공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페인팅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가든도 엄청 예뻐요 이거는 지금 파나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서 뭐 흑백 사진을 그린 것 같은 멀리서 보면 그 명암이 정말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리 슈미트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메카 뮤지엄에 가면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그림 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알마 뮤지엄 은 샵인데 예쁜 게 되게 많아요. surgery rerun. 영양제를 마시고 아침부터 약을 하나 먹었는데도 안 나와서 Yeah, yeah, that's true. When there's 점심 먹으러 베스테리언 라시 점프를요. 그래서 normally it's pumpkin soup, but nine times out of ten. 녹두로 만든 삿대고 모링다숲이에요 쇼핑 이렇게 잡채를 만들고 세상에 그리고 떡볶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 쏨땀 준비까지 다 끝냈고 떡볶이도 맛있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쓰다듬는게 나쁘지 않네요. 코가 뚫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있 지금 용가반에 주차돼 있는 스쿠터 찾으러 갑니다. 여긴 공간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가면 주차장이라는 게 감기 걸려서 코도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뭐 먹기도 싫고 힘을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힘이 나지 않아요 <laughs> 아파 보이나요? 어, 얼굴에 뭐좀좀 찍어 바르고 지금 금방 비가 그칠 것 같아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엄청 없다기보다는 뭔가 기운이 좀 에너지가 없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밖에 개코가 많고 마론이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 앉아있어요 이거는 아보가 아보카도 아포가토인데 맛있어요 유명하대요 안 아, 보이죠? 지금 완전 수덕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small road를 이 오솔길 같은 곳으로 와가지고 이런 곳을 뚫고 온 거예요 지금 오분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봤네 근데 엄청 예뻐요 우와 so pretty <laughs> 이 계단을 내려가면 꽤 멋있네요 벌써 좀 지치긴 했는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발굴된 사원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독특한 어, 아무튼 뭐좀 날씨가 좀 덜 더워서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정신으로 <laughs> 여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운데. 오늘 친구 점심 초대받은 데 같이 따라왔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정치도 너무 좋아요. 뭐?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재밌는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2020년 1월 1일 짬뽀한 트레킹에 왔어요. 그래도 졸린 눈을 비비고 왔는데 역시 좋죠. 이렇게 오면 늦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새벽의 느낌이 있어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좋네요, 시원하니. 아침에 짬뽕 갔다 오기 잘했네. 캠페 가는데 너무 맛있어. 그 비상식량처럼 먹고 있고 이거는 지금 자무 인데 진저 티랑 같이 진저 티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끝에 계속 먹으려고